실제 한정된 공간에서 좀비에게 습격을 받는다면 가장 끝까지 생존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? 캐릭터가 아닌 실제 성격으로 부탁드립니다. 찬영 씨 누굴까요? 인수형일 것 같습니다. 유인수 씨일 거다. 네. 로몬 씨는요? 저도 유인수 아. 배우님이야. 자 그러면 유인수 씨 마지막에 대답해 주시고요. 임재혁 씨. 저는 찬영 배우 그러니까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? 어, 찬영 배우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고 달리기도 정말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조용조용해서 <laughs> 차분해서 네, 차분해서 말을 해도 좀비들이 잘 못 들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생각지도 못했던 네, 네,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인수 씨. 어, 저는 찬영이고요. 오. 찬영이가 굉장히 진중해요. 모든 매사에 좀 진중한 편이라 좀비 상황에서도 진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찬영이를 네, 뽑겠습니다 아, 그런 쫓고 쫓기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로몬 씨는 왜 인수 씨를 선택했나요? 어, 겁이 많아서 어, 가장 먼저 숨고 가장 먼저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배우를 골랐습니다 살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거다 네, 찬영 씨도 같은 이유예요? 어 저는 좀 다른 이유인데요. 응. 음. 어 일단은 저는 제가 제일 먼저 희생하지 않을까 형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본인 미담 본인이 만들고 있는 겁니까? <laughs> 찬영 씨? 저라면 제가 나설 것 같아요. 실제 <laughs> 네. 청산이처럼 네. 제가 나서서 형들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지 않을까. 음. 근데 인수 형은 저와 약간 상반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, 제일 오래 살아남지 네. 않을까. 저, 유현수 씨 괜찮아. 오늘 너덜너덜해지는 느낌. 괜찮으세요? 예, 예. 어,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